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올리예요? 근데 왜 이름이 올리예요? 아..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아 부끄러워요? 부끄러워요? 인터뷰가 쉽지 않네요 <laughs> 우리 인터뷰 좀 할래요? 올리는 뭘 제일 좋아해요? 하루에 잠은 얼마나 많이 자요? 아... 왜 올리는 그렇게 쉬어를 여기저기 다 막 하는 거예요? 아... 죽지마 창피해요 예. 카푸하는 거예요 울리는 오라버니 좋아해요? 아, 난 올리 좋은데. 우리 곧 개껌이 필요겠군요 하어 올리 인터뷰 더 해야 돼요 어디 가요 가지마 인터뷰하기 너무 힘들어 뭘 공부를 그렇게 생각을 해 올리 가이팅 냄새나? 무슨 냄새야? 어, 들려요?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자기 있기 없기 음. 알겠어요 오늘은 인터뷰 이만할게요 안녕 어이? 안녕 안녕